동방박사 별을 보고 은사 꿈속에서 따라 베들레헴 찾아갔다네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네 그렇지만 유다의 헤로대와 예수 탄생 싫어했다네 주의 천사 꿈속에서 해로대의 말을 듣지 만